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. 여보세요? 어, 씻었어? 야 이거 사진 언제까지 찍는 거야? 우리 셋이 한번 찍자 어. 아, 아 씻고 나갈게 음. 응.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모범생입니다 어, 이거 어, 야 이거 얼굴 어떻게 넣어야 되지? 이렇게 넣어야 되나? 아 죄송합니다 슬슬 밀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어요 너무 하기 싫어 어... 오씨 왜 졸업 같은 걸 해가지고 음,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음, 뭐라가라 하는 거야 아이.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아휴. 음. 아 이해가 하나도 안 가네 아씨 날씨도 밖에 바람이 쌩쌩 부는데 아 이해가 가네요 <laughs> 사실 이게 처음으로 카메라 들고 밖에 나오는 건데 굉장히 민망하네요 <laughs> 다른 사람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<laughs> <laughs> 좋다 가본 적 있어 저기 병원은? 저요? 아직 병원도 못 가봤는데 여기 소라비네 하나 둘 반대로 반대로 이게 바로 학생이 선생님들만 쓴다는 청진기라는 물건인가요? 한 번도 못 써봐가지고 <laughs> 어, 너무 졸려요 공부는 음, 내일부터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아... 안녕히 주무세요 이제부터는 정말 공부뿐이야. 어 잠깐만 왜요? 제가 하하 에이 뭐 저희가 많이 들어본 데 중에 첫 번째가 그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Ugh. 사이즈 오브 몰입 체험 좋아요 나봉! <laughs> Nope. 모르겠어요. 앞으로 당분간 주말은 주말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어디 보자 잘 할 수 있겠죠? 아. 아.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안 돼! 일단 공부는 접는다 다들 즐거운 일주일 되세요 안녕